됐다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하위 자기장 괜찮고 아, <clears throat> 내가 무슨 말 할래 주변 사람 없으니까 얘기해줄게 아니 어제 내가 다내내 영상 다시 보기로 보고 있었는데 어제 나 혼자서 현우 터졌거든 와 이 BJ분 아빠가 웸블리 시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아, 내가 웸블리가 뭐지 하고 웸블리 검색했는데 경기장 아 이거 뭐라 진짜 혈흔, 혈흔 터져가지고요 아나 나 내가 왜 모르, 모르는 거라서 검색해봤어 그냥 아무 아무 때 되게 되게 순진 순진무관 얼굴로 웸블리가 뭐지 예쁜 거 좋은 건가 검색했는데 저저 혼자 엄청 웃었는데 저걸 언니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엄마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내 방송 켜서 얘기해야겠다 <laughs> 그냥 그냥 널 따는 건데 그 님 루나 그 압박 얼마나 섹시한데 감사합니다 69개 우아 yes 감사합니다 GG. UIYD 감사합니다 나 목소리가 가끔 이래 왜, 이러, 왜, 이렇게, <clears throat> 왜 이렇게 목소리가 되는지 모르겠어 누난 언제부터 이뻤나요? <laughs> 아, 저 질문 들으면 난감해 음... 캠 앞에 앉았을 때부터? 가자 이거 멀다 건너가야 된다 아, 아 목이 왜 이렇게 목이 목이 뭐가 걸렸냐 아 개꼬리 같은 소리 어 어떻게 목 때문에 큰일 났네 오늘 잠시만 됐다 좀 집중할게 여기 치코리타 출몰 구간이라 발소리 줄이고 나 풀, 풀립을 하나는 다, 다 보고 가야 돼 하나 온다 오른쪽 한명 어, 알고만 있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서 걔한테 쟤 어차피 내 쪽으로 올, 올 수도 있거든 지금 총소면은 들어갈 때 너무 힘들어 쏘지 말자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주변 애들한테 모르게 해야 돼안 먹을 수가 없다 왼쪽에 아까 한 명이라 한 명만 더 찾으면 돼. 저기 한 명입니다. 한 명 찾았는데 엿먹을 괜히 버려. 쟤만 잡으면 되는데 둘이 만나겠다 1등 해버렸네? <laughs> 아, 나 2등 하려고. 지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, 지지, <laughs>